오늘의 watch는 롤렉스 서브마리너 blue 다이얼입니다. 보시면 다이얼의 blue와 베젤의 blue가 참 스포티함을 더하는데요. 이쁘죠?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베젤은 한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베젤의 크기는 40mm여서 평상복이나 양복에도 잘 어울리는 크기입니다. 이렇게 오이스터 밴드고요. clasp는 안정감을 더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서브마리너의 특징인 Glidelock gliding gliding 할 수 있죠. 네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끼워서 손과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떠신가요? 예쁘죠? 그렇습니다. 짠